<laughs> 안녕. 나만 없어 뭐? 남편. <laughs> 오늘은 우리가 캠핑을 가요. 근데 가서 자지는 않는데요. 그냥 찍고 온대요. 야 왜 열린 열린 결말이야? <laughs> 열린 그 그거 그러면 몰라. 잘 수도 있다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남편과 함께. 내가 그래서 아침에 뭐야 다 남편 오는데 나만 한까 그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캠핑카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이따가 봐요 뭐? 언니 브라이 기사 네. 빈 따로 야 따르고 따르고 예뻐 이거 세화 모빌한 거 언니가 운전 가능하다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아 근데 저기 어? 생각해봤는데 남자가 둘이나 있잖아 아메니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머 만약에 이 사람도 안 갔으면 우리 어쩌려고 그랬어 아, 그랬으면 언니가 했지 어. 어? 아 매니저 어디가? 뭐 놓고 왔나봐 매니저 바꿔 어, 이 소풍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와 패션 죽인다 진짜 패션 죽인다 요즘에 한국에서 캠핑 차박 유행이잖아요 발리에서도 캠핑카가 있답니다 짜잔 Kuku Kemko. Loket eh, nomor 8 atau nomor 9 itu yang pengambilan hasil. 우와. 네 분을 이런데 우리 어떻게 타는 거예요? 좌석이 하나도 없는데? 각자 편안한 자세를 찾도록 해. 똘록 <laughs> 마피를 인도 말에 안다고 셀프페이. 리마카시바 셀프페이. 아무 말 대답이 없다 <laughs> 그거 방송 한 번 해줘요 언니 아, 아, 아,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아니 노래 말고 <laughs> 그거 있잖아 그거 네 샴푸향이 느껴지는 감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코스로 갈 곳은 부두굴이에요. 부두굴은 발리에서 제일 시원한 곳의 지역에 속해요. 이게 바다가 없고 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늘이 시원하고 연못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 모기가 많다는 거. 아, 진짜요? <laughs> 리액션 손님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제가 일단 어 뭐야 산 위에 올라가서 코코넛 하나 쏠게요. 손님. 예! 분짝 어, 언덕에 도착. 있어요 원숭이들이랑 그리고 사태 파는 곳이 있거든요 점심을 일단 먹으려고요 애들 춥진 않네 어, 난 딱 좋다 이게 딱 좋아요? 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먹기만 계속 야, 먹는 것 같아 아침에 집합하자마자 밥 먹었지? 응? 차 타서 과자 먹었지? 응? 내리자마자 샀대 응. 끊임없이 먹네 다들 남편들이 카메라 잡고 뭐 해준다 난 뭐냐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삼각대도 굴지 같고 <laughs> 삼각대는 진짜 사야 돼 어? 너 아까 그거 어디 자이언트 자이언트 차 안에 자이언트 캠핑 캠핑할 때 나 쓰라고 아, 거기서는 언니 깎기가 너무 뺀댕이네 <laughs> 다들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깎기가 너무 뺀댕이 아니 장비가 너무 좋은데? 그거였나? 양아치처럼 고기만 먹기 안녕? 사태 줘? 고기? 너도 한번 뜯어볼래? 오. 너 럭키야 오늘 내가 지방을 못 먹어서 오고오구오고 오구절을 이제 두 개 남았어. 아껴 먹어. <laughs> 이거 좀 질기다, 그치? 아직 캠핑장에 도착은 못하고 먹으러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원숭이가 아까 많았는데 원숭이 어디 갔지? 네. 어, 추워. 어머, 달릴 사람 가는데. 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생각보다 맛이 먹었어요. 배고파.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또 먹어야죠. 응, 더 먹어야 돼. 인기름 인기름. 마녀도 이미 샀어. 아, 넌 움직이지 마. 와, 어, 근데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다 해서 천 원도 안 해. 이거 세 개의 리말이고. 이거 리말이고, 이거 리말이고. 이거 캠핑 시작도 안 했는데 먹을 것만 계속 사주기고 있어 센스쟁이네. 딱 그거는 내 거는 초록색으로 덮어놨네. 귀엽다. 되게 비비드하다. 짠! 자 오늘의 성공적인 캠핑을 위하여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어떻게 아유 수아미 수아미 그러자 그라 이거 남편도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어, 우리 저거 못했겠는데? 일이 커졌는데 지금? 자 지금 저희는 부두굴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그, 그, 저기, 셀카봉 좀, 사요. 어? <laughs> 이거 지금 나 땅바닥에 누워서 지금. 야, 아, 요거... 틀리네. 그렇다니까요. <laughs> 그, 장비가 좀 너무하긴 해. 빨리빨리. 아주 좋아, 지금. 여보 이리 와. 왜? 이렇게 스포티비도 옷도 입고. 어, 비와. 예. 이 정도는 뭐. 캠핑을 하러 온 것인가?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인가? 사진 찍으러 온 근데 이거 사진만 찍으려고 이렇게 빌려서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음. 뭐야 독사진이야? 스님이? 큰아빠 아형봐 아유 뭐야 뒤에서 소리 없이 무음으로 제 1회 달리걸스 멤버십 트레이닝에 오신 여러분들 트레이닝이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먹는 시간 좀 드릴까요? 저희는 살수 있어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스피드 퀴즈를 정신 사나워 내 남편.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치겠네. 언니가 문제를 내면 언니가 맞추고 언니가 문제를 내면 언니가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자, 자 준비하시고 <laughs> 떨릴 거야 이게. 자 호로라 호로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출 내실 건데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48초보다 더 밑으로. 어, 어, 아, 갑자 그렇죠. 경쟁 막. 자, 자 그러면 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삐! 삐! 아 이거 우리 수아미고 라자 킹오브 알아. 그렇지 오, 대박이다 서로 모르는 게 없나 봐 이제 어,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맞춰보는 서로의 호흡에 대해서 어, 몇 점을 주실래요? 호흡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척하면 척이네요 마이크 하고 하셔야죠 저희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블루투스 커넥트 됐고요 저희 너무 호흡이 잘 맞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공유한 것 같습니다 평소그 그룹 생활에서 저희가 어, 정말 잘해낼 수 있, 겠나요 네, 저 완전 자신 있고요. 지금 저희의 문제는 이 서로를 잘 알고 잘 맞고 이게 문제 아니라 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멘탈은 지금 완전 프레쉬하고 완전 잘 맞아요. 4월 4일에 이제 공식적인 첫 어, 스케줄이 <laughs> 있잖아요. 그 데뷔, 데뷔 무대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위해서 하나 둘셋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앞으로는 우리 발리 누나 언니의 우쿨렐레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그만해. 자연과 함께하는 남자구나 아이니. 여기 발리 맞죠? 뭐야 고보? 고보야 뭐 하나 둘셋 5 seconds coba lihat wah tembak satu lagi 안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오늘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귀찮아졌어 <laughs> 갑자기 또 어? 그냥 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또 오네. 접읍시다. 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나름 즐거웠어. 망했어. 망했어. 캠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급 철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시간 했던 것 같은데? 한 시간 했다고? 말릴게 뭐 말릴게. 빠빠이. 남자들이 수고가 많네. Ada yang tinggal? Oh, tidak ada. Kotu dongmyo. Ayo dongmyo. Tutup. Oh, kenapa? Coba. 안 돼. Tutup hujan. Coba. 내 우쿨렐레 신. 내 우쿨렐레 왜 가져온 거야? 우쿨렐레 아까 아까 왜 줬어? 우쿨렐레 어디야? 노래 불래 아다. 여기서 한번더 해. 한한번 더 불러. 담다디 끈적끈 담다디 들으려고 그랬는데 언니. 돼요 지금 비가 너무 와요 <laughs>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동묘를 간대요 근데 비가 계속 오면 동묘도 닿는데요 부두가 원래 이렇게 많이 네 원래 많이 와 이렇게까지? 나 사실은 그것도 해왔는데 캠핑을 왔다가 파리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laughs> 안녕 <laughs> 지금 우리는 발리의 동면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마녀가 섹션별로 나눠 있다는 그 유명한 동묘시장에 왔는데요. 5만 루피 선에서 제스타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스타일이 있을까요? 네. 레이스 바지, 흰 바지도 있다. 여기 엄청 크네? 아니 첫 집부터 이렇게 대박인 아이템들이 여기 핫팬츠 이게 거의 한국 한국에서 온 거래요 이렇게 바랑을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동료야 아 청바지 섹션 어 후아유 후아유 알아? 알죠 후아유 알아 알아 알아 우와 이 정도면 너무 약 팔진 않았죠 제가 어 광장시장 어. 거기 그 구제 파는데 어. 거기 느낌이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구경하면 안 될 것 같아 요 여기는 마음을 편하게 한 다음에 하루 종일 놀 생각으로 어, 구제시장 막 그냥 그런 하루 날 잡고 어, 어, 구제 이렇게 내가 오늘 건지겠어 막 그런 우와 이게 밀리테리가 한국 군인들만 이거 입는 건가 모양이? 있어. 이거 몇 사단이에요? 어 대한민국 군, 국군이네. 어, 어 여기 이름도 다 써 있어. 자 이거 아시는 분 이거 몇 사단 군복입니까? 누구야? 1, 2구번 이남수. 이남수님 본인의 옷이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 와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구제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발리 이런 곳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마녀가 껌 팔지 않았습니다 진짜 동묘 광장시장 구제시장쯤으로 시간을 갖고 잘만 찾으면 은 득템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5시에 닿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거기다 배도 고프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지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을 먹고 구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건 뭐 5만 루피에 챌린지 못하겠네 배고파서 날, 날 잡고 다시 오자 여기 그러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여기다 캠핑카를 깔았어야 되는데 언니가 이쯤에서 우쿠렐레를 연주했으면 진짜 딱이었다고요 이 삼거리에서 우쿠렐레저 <laughs> 여기서 우쿠렐레 연주하려고 했는데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갑자기? <laughs> 우크렐레네. 아니 지금 캠핑카 타고 여기까지 올 일이야. <laughs> 너무 웃기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끈적거려?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한번더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